중국의 에이즈 환자가 약 2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그중 활동하는 젊고 예쁜 여자가 대다수입니다. 중국의 비극이 예상되겠죠. 그런데 사업하는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갔다. 좀 이쁜 여자만 보면 뽀뽀부터 하려고 하는데 뽀뽀하는 순간 약 10억 개의 다양한 세균이 전달되고 거기에 에이즈와 B형 간염 세균이 엄청 들어있습니다. 그 남자가 한국에 돌아와서 마누라하고 자고 또 술집 여자하고 자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에이즈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. 에이즈 걸린 남자는 억울하다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여자들하고 잠자리 하려고 합니다.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. 악한 남자가 여자 보고 술 한 잔 먹자 뭐 도와줄게 돈 좀 줄게 잘해주는 척 하는 걸 거절해야 하고 성적인 면에서 이런 남자를 악으로 봐야 합니다. 독사가 아무리 깨끗한 물을 마셔도 독이 나오듯이 악한 사람은 선을 베풀어도 그 속에 독이 들어있습니다. 이 악인 바이러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개개인들은 맞춤형 거리두기를 우선적으로 실천